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어린이집 밖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싶다고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시작하죠 어린이집 놀이터로 가볼까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놀이기구들 한번 살펴볼까요? 놀이기구에 볼트나 너트 등 돌출된 부분은 없는지 이음장치와 부식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을 해주세요.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해요. 2년에 한 번은 꼭 안전검사 기관의 정기시설 검사도 받아주세요. 어때요? 참 쉽죠? 폭염이 찾아왔나요? 기온이 높은 여름엔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가 매우 뜨거울 수 있죠.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이오 전엔 꼭 온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통학 차량 안전 사고를 예방해 볼까요?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차량이 후진할 때 방심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바바저씨만 따라하면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먼저 통학 차량 안을 살펴볼까요? 차량 내부의 안전수칙은 부착했겠죠? 안전벨트와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구급상자도 비치하세요. 채에 아직 아이가 남아있진 않나요? 확인은 필수예요. 좋아요. 운전자 여러분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출발하기 전 아이들이 좌석에 잘 앉았는지 확인을 해야죠. 운전 중에는 음주나 휴대폰, 이어폰은 안 돼요. 아이가 차량에서 내렸다면 출발하기 전, 후진하기 전 꼭 앞뒤를 잘 확인해 주세요. 차량 운행을 마쳤다고요? 아이들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은 했겠죠? 그렇다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눌러주세요. 어때요? 참 쉽죠? 안전하게 실외 활동을 하고 싶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주는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되죠. 먼저 실외 활동 전에는 항상 사전 답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실외 활동 나갈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준비물이 있어요. 또는 비상약품을 챙겨야 돼요. 벌레나 상처에 대비해 긴 팔옷을 입어주는 것도 좋아요. 활동 전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등 유의사항, 지켜야 할 약속을 미리 알려주세요. 활동 종료 시간도 알려주면 좋겠죠?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실외 활동을 시작해볼까요? 이런 공기가 너무 안 좋군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으로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로 확인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해야죠. 어때요? 참 쉽죠? 야외 활동하다가 벌레나 벌에 쏘였다고요? 벌에 침이 박혀 있다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해주세요. 흐르는 물에 상처를 닦고 연고를 바른 뒤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하고 냉찜질을 해주세요. 이번엔 현장 학습을 간다고요. 아이들 이름표는 모두 착용했겠죠? 영유아 보호자의 전화번호 목록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틈틈이 아이들의 인원 체크와 소지품 확인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때요? 참 쉽죠? 놀이터에서 통화 촬영에서 진외 활동에서도 미 안전하게 점검하고 안전 수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여러분도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